23일! 23일 가요대 23일! 사전녹화를 끝냈는데요 哈哈哈哈哈。

샤미가 대박이던데 우리 사이다 지오도 멋진 스타이 듀오가 될 수 있겠죠? 어, 물론이죠 음. 해가 있두부조림도 부모님의 입장은 啊。 <laughs>